스포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혼자 잘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팀워크가 없다면 우승할 수 없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동티모르 아이들과 한국인 축구 코치가 이루어낸 기적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영화 맨발의 꿈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도하려는 원광의 소개로 시작합니다. 악어들 다 냈고 임마 Crocodile hunting go go! Let's go 그러나 결과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나쁜 놈의 새끼 나중에 한국의 누나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누나 죽을 것 같다니까 지금 어? 화상 입었지 말라리아 걸렸지 지금 완전 장난 아니야 지금 누나 여보세요 누나 누나 그쵸 여, 여. 누나 또한 원광을 외면합니다 사실 청소년 맞죠? 사실 원광은 유소년 축구 대표로 활약한 스타였습니다. 그때 청소년 대표팀 유망주들이 꽤 많았었는데 돈이나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축구를 관뒀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데 이것저것 되는 게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 선수 동티모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 동티? 그게 뭐야?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21세기 최초의 독립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시작이죠. 아니지.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나? 이렇게 동티모르에 도착을 하게 되고 새로운 동업자 제임스를 만나 인생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사실 제임스는 원감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꾼이었습니다. 이 새끼 빨리 안 꺼져. 그 머리를 때리고 그래요 동티모르의 향실을 듣게 된 원광은 여기는 뭐 아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임스 같은 놈들한테 사기 당하거나 아니면 사기 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돌아가는 도중 원광을 붙잡은 것은 맨발로 공을 차는 축구 소년들이었죠 제법이네. 영감이 떠오른 원광은나 가. <laughs> 축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축구 사업. 가는 거 맞지? 에? 공은 언젠간 터지게 돼 있고 신발도 언젠간 해지게 돼 있다 이거야. 어? 이건 정말 그냥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거야. 절대로 망했네요. 저런 가격으로 축구화를 한 번에 사기에는 동티모르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광은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찌찔난 시스템.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신용 할부지. 원데이 원타임 원달러를 나한테 give money 하면 되는 거야. 아이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one dollar를 벌어오거나 지켜옵니다. 다음에 아따 아따 아따 이 새끼 잘생겼네 이거 아따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운동장을 침범하면서 그 무리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임마? 이게 어디서 나타난 개 그렇습니다. 동티모르의 한 청년은 원강이 애들의 돈을 뺏는다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본 원강은 그 청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스킨투스에 사크 슈즈 But you had to make them better 그, <laughs> 그, 그렇지! 자식 이게 뭐랑 삐따로 내이 새끼 Prove it Prove? Show me proof 아나가나 까무 아나가나 아쿠 버릇 딴딩 세팍볼라 그래서 아나가나 까무 위 하면 랑팡한 오케이 내 기부업할게 버 그러나 이 새끼야 아낙아낙 아쿠 위 하면 너 앞으로 그렇게 운동장과 대지를 내기로 축구 시합을 잡습니다. 시합을 위해 팀도 꾸리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렇게 돼지 시합 날이 다가오고 이렇게 뚜루스 다리 너는 멀리야 하면서 얘한테 패스를 하란 말이야 오케이? 실제 감독처럼 지시를 하고 때리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자, 따골 준비 버스하러 시작 버스 버스 버스 파이팅 한 골, 두 골 맛있게 먹습니다. 경기력까지 밀리면서 결과는 그대로 패배. 원강은 창피함을 씻기 위해 다시 한번 시합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실력이 꽤 좋은 친구를 영입했거든요. 그런데 내전이 발발합니다. 사실 동티모르라는 나라는 포르투갈, 인도네시아에게 식민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한 나라인데 동티모르 안에서는 독립을 찬성과 반대하는 대립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축구를 끔찍이 사랑했던 한 아이는 축구를 위해 아이들을 다시 모아옵니다. 그렇게 2차 돼지 시합이 열리게 되고 이번에는 좀 잘 되는 원광의 팀 인가 싶었는데 애들끼리 싸우기까지 합니다 In West Timor, if you find the common enemy outside the country, 아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싶은 원광은 stop fighting with each other and stick together. 국제대회? 무슨 심화? 히로시마 히로시마의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기존의 원강의 팀이 아닌 동팀오르팀으로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탈 돈도 모으기 벅찬 시점에 원강은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소문나서 쫓겨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낫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아이들은 또 싸우고 이들 주제에 무슨 축구냐 내가 미쳤지 한국에서는 자리까지 마련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원광은 너 거기 꽉 냈으면은 그냥 돌아와 응? 야안 그래도 내가 여기 자리 하나 마련해놨거든 그 가라고 떠밀 때는 그툭 자고 버티던 양반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축구팀원 중 한 명의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나 걸러서 이다? 가라고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대회 출전이 아닌 그들의 미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원광은 아이들의 만류로 도전의 끝을 보고자 합니다. 원광의 결심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나 이거. 응? 아직도 여기 있었네 원광은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게 되고 히로시마로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히로시마로 간 동티모르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말은 뻔할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원강이 성장하는 과정이 인상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을 거친 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은 원강의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면 좋고 지면 그 다음에 이기면 되는 거고 실화라는 것이 놀랐고 그것이 또 한국인이라 더 놀라운 영화 지금까지 맨발의 꿈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